对了。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어떤 볼이든 네. 컨트롤로 받겠습니다. 파이팅! 오케이. 오, 하나 어, 들어갔고요. 오, 오, 오, 진짜 잘 봤네요. 어? 어? 어? 어? 아싸! 아, 잘! 대본을 넣어 2분 경과했습니다. 2분! 오!

뱀! 어머나! 아! 선생님! 어, 이번에는 아쉽지만 탈락이고요. 어, 옵니다. 패배한 팀이 나와서 꽃다발을 걸어줄 거예요.